갓나 언니 얼굴 원인이 지방이식이 아닌가 사실 지방이식을 해서 그렇게 되신 게 맞긴 하고요 근데 지방이 아, 이번에 제가 수술하면서 보톡스를 맞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이마에 보톡스 맞기로 했는데 이런 보톡스 시술을 같이 추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술 끼어바르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음. 왜 추천할까요 같이? 우선 보톡스랑 지방이식이랑 서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볼륨을 늘려주는 거고 보톡스는 그 부분에 근육의 힘을 줄여서 주름을 줄이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음. 지금 사키 코디닝 같은 경우에는 이마하고 제 생각에는 앞턱도 좀 같이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요건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이마 쪽에 주름이 심하진 않지만 말씀하시거나 이럴 때 눈썹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표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하고 요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식을 한 부분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음. 지방이 생착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오히려 생착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이 건드려지기 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식을 하고 한 처음에 초반에 한 한달 길게 한 두 달 정도 동안 이마의 움직임을 보톡스를 맞아서 좀 줄여주면 그만큼 그 부분의 지방이 자극을 덜 받고 그래서 더 생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이만 좀 권해드린 거고 앞턱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가끔씩 좀 뚱한 표정 음. 이런 음. 아 맞아요.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게저는 제가 아토포토스를 제가 스스로 갖고 맞거든요. 어. 저도 여기 우리가 호두알 같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금 이런 느낌 그런 게 생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앞턱에 넣은 지방이 잘 안 살고 오히려 뭐, 뭐 옆으로 퍼져 보인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이쪽도 같이 맞으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본 사람 많이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오 이거랑 음. 좀 기분 안 좋을 때 이거. <laughs> 흔히 말하는 감나무비 이렇게 되는 원인이 지방이식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지방이식을 해서 그렇게 되신 게 맞긴 하고요 어? 근데 음. 지방이식을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음. 무작정 지방을 많이 넣어서 그, 그곳에 볼륨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과하게 지방을 넣어서 그렇게 넣어도 자연스러운 골격이 있는가 하면은 지방이 너무 과해지면은 실제로 볼륨감이 너무 커지면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되는 경우들이 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지방이 남을지를 조금 예상을 해서 스스로 모습을, 모습을 예상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좀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그런 결과를 좀 막을 수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방이식을 해서 남들이 모르게 남들은 지방이식을 한 지 모를 정도의 결과를 남기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식을 해서 어, 내가 내 얼굴 보면은 아, 수술 전이랑 이런 게 바뀌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얘 여기 여기 뭐 넣었네 이런 느낌 안 나게 음. 그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또 수술했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다 빠졌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나중에 오시면은 주변에서 다 빠졌다 그러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전 사진을 보여드리죠 아. 그러면 아, 아 좋아졌구나 아그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고 음 필요한 부분은 커버가 되는 음 물론 그 강남 언니 같은 얼굴 원하시면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디는 정말 동그래지고 싶고 어디는 볼륨감이 정말 많아지고 싶게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고 지금 얼굴에 대해서 예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이제 전문가인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요 음... 어느 정도 빠지는지 이분 많이 빠지겠다, 이분은 많이 살아남겠다 어...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라고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실제로 어, 워낙에 마르신 분들은 스킨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방이라는 거는 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더 잘 살거든요 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얼굴에 좀 살이 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이식한 지방을 잘 받아들여서 생착률이 높은데 얼굴에 워낙 살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이식했을 때 굉장히 생착률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도 처음을 이식을 해서 지방이 조금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번 이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도의 이식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생산력이 떨어져도 두 번째 하셨을 때는 훨씬 좀 더 내가 원하는 얼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100% 예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 필요한 것보다 조금 정도 더 넣고서 경과를 봐서 이분이 실제로 한 두 달 지나니까 많이 꺼지시는 분이다 이러면 2차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과장된 모습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1차 때도 뭐 충분히 내가 예상했던 정도 너무 꺼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생착률이 보장됐다 그러면 2차 때도 필요한 만큼 매식하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생착률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요 마지막 질문인데 지방이식 회복이 빨리 되는 꿀팁 일단은 붓기와의 정제거든요 지방이식은 음...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동안은 점점 더 부으세요 음... 그거는 수술을 제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붓지 않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부으세요 아. 그럼 이제 이 붓기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너무 뭐 짠 거 많이 안 드시고 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호박즙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주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아. 뭐 누워서 잘 때도 조금 상체가 좀 올라가게 이렇게 주무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자세를 유지하려다가 잠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느니 그거보다 그냥 편하게 내가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음. 그거 말고 어, 이식한 거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살을 찌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어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음.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식하고 어, 결과 좋게 하려고 잘 먹었더니 수술했더니 3kg가 쪘어요 이렇게 하고 막 책임지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말씀드려요 살이 찌실 필요까지는 없다 음. 대신에 초반에 특히 수술하고 한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질 정도로만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라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평소 내가 어,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시는 분이면은 하시던 운동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수술하고 안 하던 운동을 막 한다든가 음. 얼굴이 부었으니까 붓기를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3kg를 뛰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안 하던 기을 한다든가 그런 것만 안 해주시면 되세요 음, 그럼 저 같은 집순이는 그냥 집에서 고양이랑 노시면 그냥 고양이랑 고양이가 이렇게 얼굴 눌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 2주만 조심하시면 되시고 실제로 이제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지방이 어, 데미지를 받아서 생착돼야 될 지방이 생착 못하는 그, 그 기간은 한 2주 정도를 보거든요 음. 2주가 지났으면은 어, 이미 그 지방이 거기에 자리를 잡을지 자리를 못 잡을지는 다 이제 운명에 갈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물론 2주가 지나도 붓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음. 생착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초반 2주이기 때문에 그 2주일 동안은 고양이랑 조금 떨어져서 아 고양이는 그럼 이거 잘라야겠다 <laughs> 아니에요